Such G. 아, 그러나 이제 변해간 거야 내 사랑을 이제 내게 느껴질 거야 시간이 우리를 해결하겠지 너도 알게 되겠지 Thank you. 신기했던 여자 같으면 이미 넘어왔어 또 시간만 자꾸 흐르고 있어 조금씩 얇아지는 지갑 속 세상의 절반은 여잔데 밀어는 버리자 그게 나타워 마음으로 접자니 오늘도 그녀는 꽃보다 더 아름다워 어떻까 공들인 결정과 노력의 땀방울들이야 이런 내 현실을 잡아다 여전히 그녀는 너무 차가워 같은 얼굴에